안녕. 무슨 길었는데? 아니 미치면 저기 저기 저희 주방 나오도록 잡아봐요. 여, 아왜 여따 잡아? 아 잠깐 나 하고 있잖아 맞추고 있어 라이크 여 어, 알았어. 이 정도면 되나? 계란통이 막 안 나오네. 잠만. 너 꺼져. 야너 카메라 좀 봐주라. 화공 봐봐 제주야. 나 아까부터 카메라에 나 카메라 아까부터 보고 있었어. 아니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따 같이 섞일 때는 같이 와주세요. 네. 그냥 그냥 카메라 자체를 새로 만들자. 통조림도 <laughs> 책 지리빵 먹고 뭐야 이거 지식을 넣은 떡국인가요? 지식을 넣었어요 나무도 먹으시고. 먹다 죽겠어요, 떡국 그 목에 아, 걸려서. 어, 진식빵 드세요. 어, <laughs> 고장났어, 얘는. 얘 어떻게 요리할 생각인데? 아니, 잠만. 어? 오, 어, 얘. 뭐야, 잠깐만요. 뭐야, 이게. 됐어, 작동시켰어. 근데 버그가 생겼어. 어. 컴퓨터 끄겠어. 어, 님 껐네. 그렇다면 나는 아, 할걸요. 아, 진짜. 기다려보세요. 아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아하하하. 예. 중력. 예. 아. 극. 깨졌다. 잠깐만. 컴퓨터 중력 꺼졌더니 아주 재료가 참 많네요. 오, 어, 예. 나 저주도 함께. 네. 아! 아 <laughs> 죄송해요. 저, 아니, 저주 촬영합시다, 이거. 아니, 왜 저주에 있냐. 손은 이따가, 손은 이따가 해주세요. 남. 저 약간 반. 저 지금 깊숙이 빠졌는데. 아, 아. 나 무슨 일을 할게요. 아무 때나 컴백할게요. 하나, 둘, 셋, 시작. 안녕하세요. 네, 유진입니다. 오늘은 새를 해 맞아 떡국을 드릴 거예요. 네, 아무튼 재료는 계란이랑 오, 수박, 기름? 이렇게 좀비해주시고 아무튼 짤게요. 풍좀 꺼내주세요 아까 양털 넣어놓을게. 뭐 어쨌든 이것다가 하면 되려나? 아! 네. 아무튼 재료를 다 넣어줍시다. 자기가 원하는 건 넣어도 돼요. 이건 넣고 카메라 매춘 이 넣어줘. 여러분. 어, 아, 깨질 것 같은데, 그냥. <laughs> 아, 이걸 왜 넣어? 아, 깨졌어. 잠깐만요. 왜 깨지? 왜 깨져, 이거? 계란이 아니 계란이 자꾸 깨져요 아 됐다 아, 어차피 깨질 거기 때문에 그냥 저도 깨지는데? 아니 근데 타코존에서 왜 있어 여기 그러니까 딴건 없어 이름은 넣어 우유도 넣고 그래서 이제 맛없는 타르타를 먹어가지고 참 맛있겠죠? 얘도 넣어줘 됐어 악! 아, 그. 네, 소스입니다 소리가 섞인다. 네, 아무튼. 대충 넘었죠? 음, 몇 가지만 더 넣읍시다. 음, 잉크도 넣어줍 오징어 넣어줘요. 그건 오징어 머리잖아요. 오징어잖아, 아무튼. 아무튼. 자, 이제 기름손을좀 넣어줍시다. 기름통. 자, 이제 섞을 걸다 넣어요. 섞을. 음. 이게 좋겠네요. 자, 이런 것도 넣어주세요. 와, 우리 끌려! 와! 잠깐, 잠깐만, 잠깐만요, 렉 걸려요. 자, 소독도 잘 도와주고. 맛있는 오징어, 오징어 회가 있어요. 문어해도 있고. 소독해도 있다. 아, 못했다. 아. 아니다, 제가 직접 들어와서 빠일게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 더, 더. 아무튼 뭐가 나오겠습니다. 드시? 먹어. 먹어. 먹으라고.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그렇게 먹기 싫습니까? 채팅 쳐줘라. 아, 웃기다. 안 <laughs> 먹을게. 알겠습니다. 어. 이렇게 안 먹어도 될까? 안 됐다. 자, 여기서 무언가를 좀 꺼내. 那个。 그래서 아무튼 맛있게 먹었어요. <laughs> 기다려봐. 내가 이거 안 나가게 할게. 잠깐만. 용이 내가 고정시켰습니다. 네, 연습했어요. 아, 아 잠깐. 나한테 때리지 말고. 잠깐만요. 저좀 꺼낼게요. 아, 그리고 계란도 넣어줘야 돼요. 자, 이제 터치해 볼까요? 기다려보세요. 무기 좀 꺼낼게. 자, 멀리 가세요. 자, 이제 됐죠? 준비다. 아. 다나아갔는데요 야, 잠깐, 다시 넣어. 와, 아, 여기. 찍어라. 야, 나무랑 기름을 첨가해서. 잠깐만기다려봐캐캐캐이거너무 저건 뭐야? 야, 저거. 야, 저거, 저거. 야, 이게 뭐야? 아무튼, 좀 넣어주세요. 이런 것도 좀넣어주세요 우와, 잠깐만, 이제 넣을게요. 아이! 여기 줬다 던졌습니다. 잘못 던졌어. 네. 마지막 한 번. 아, 죽었다. <laughs> 다시 갈게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위에 위에 잠깐만 위에 야 이거 야 막, 막아 막아 막아 맞아 에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하니까 아까 헷갈려 이미 터뜨려 봤어요 그래요? 와 이제 들어갈 테니까 좀 해주세요 게임통 나와주세요 왜안 들었어 안 들었다. 왜 너가 죽어? 왜? 왜 너가 죽어? 왜 너가 죽어? 나 팔, 팔 피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균형 좀 넣을게요. 어, 이쪽, 저기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자, 갑니다. 아, 내가 죽었어. 아, 아프. 내가 죽었어. 자, 폭탄 좀더 넣어보세요. 레이저도 레이저 있어. 아이 그래서 아너 제주만 그만 그만 그만 놓자. 그만 그만 그만 변기는 왜 들어가? 자 쓸게요. 더? 어? 어? 왜 나오? 맞다, 그만해. 저 이제 인터뷰 할까요? <laughs> 이제 인터뷰 합시다. 이미 채팅을 질문 주세요. 그냥 없어요. 그냥 말해주세요. 지옥은 참 재밌군요. さあ、まずは、このソーラの国ですね。 하지만 아, 같이 들래요 예, 네, 잠깐, 잠깐, 나도 좀 들래. 이거 피가 안 나는데? 너가 PVP 꺼졌겠지. 피가 안 아. 야, 피. 아, 오케이. 왜 네, 너가 죽어? 저기, 저기요? 같 아세요? 이렇게 거울이 안 깨져? 가겠습니다. 오빠.